캐나다 퀘벡편입니다. 퀘벡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라서 갔어요. 사실 드라마를 몇 에피소드만 봐서 내용은 정확히 몰라요. <laughs> 그래도 결말은 아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걸 말 안 했네요. 퀘벡은 제 세계여행 마지막 여행지입니다. 하... 진짜 오래 달려왔네요. 아... 지금 저는 비오는 퀘벡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온 곳, 뿌띠 샴플랭 거리입니다. 그리 지금 요 계단이 목 부러지는 계단 뭐 이렇게 보이는데 <laughs>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예, 바로 그 계단입니다 오. 여길 김고은 씨가 걸어가고 <laughs> 이름만큼 위험한 계단은 아니었어요 불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와우 비록 비도 오고 좀 환산하지만 어, 그래서 구경하기 더 좋습니다 가다가 유명한 문을 봤어요 빨간 문, 텔레포트 <laughs> 여기서 사진 찍는 아시아의 90%는 한국인 같아요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난 데거든요 일명 미친돼지라고 불리는 데인데 떠나기 전날 밤에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그 간 곳은 크리스마스 가게 키스씬 찍은 장소가 이 앞이구나 여기 보고 그날은 끝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날씨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<laughs> 있긴 보이시나요? <laughs> 날씨는 아, 추워도 쾌백의 길거리는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간 곳은 시타델 여기가 예전에 군사 요술을 쓰였대요 하늘에서 보면 여기가 별 모양? 예, 그렇다네요 어... 이게 이렇구나 지금은 공원 목적으로 많이 쓰인데 안에 군사 관련 박물관이 있어요 가격은 성인 기준 16 캐나다 달러 참고로 여기 실제 군부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다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달러 내고 내부 가이드 투어, 박물관, 교대식 보고 싶었는데 교대식을 9월까지만 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돈도 아낄 겸 그냥 주변 둘러봤어요 주변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또 비가 오네 비를 뚫고 근처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묘비 묘비 드라마 속 묘비들은 CG로 만든 거래요 날씨만 좋으면 셀카 마음껏 찍겠는데 아 너무 안 좋다 결국 숙소에서 쉬다가 우산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샤토 프롱트나 호텔 <laughs> 도깨비에 나왔던 그 호텔이죠 이 호텔 앞에는 요런 뷰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해도 오히려 흐린 것 때문에 어, 뭔가 좀 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호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여기가 호텔 내부입니다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<laughs> 오호 올리브인가 이거? 확실히 어, 좀 고급스럽네요 Hotel of the Year 2017 사람들 보면은 다 여기서 인증샷 찍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나 이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호텔 앞에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가 디프랭 테라스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멋진 네, 풍경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제 앞에 색소폰 부는 아저씨 있잖아요 드라마 도깨비 OST 그 음악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텔 다 보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아니지 처음 본다 파란 하늘 그렇게 간 곳은 Place Royale입니다. old tow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로이 14세의 흉상 <laughs> 그거 왜 이렇게 <laughs> 한 거지? 이건 승리의 노트르담 교회래요 여기 지역에서 볼만한 게 지금 제 앞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 이 앞에서 기념사진 같은 거 하나 찍어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다시 걷고 있네요 <laughs> 도깨비 촬영 장소 보려고 쾌백 간다면 진짜 빠르면 이곳을 하루에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 촬영 장소 빼고 주변에 딱히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던데 또 가고 그랬죠 여기도 다시 보니까 반갑네 보시다시피 아시아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있네요 <laughs> 여기 뭐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벽화들도 있네 이게 메이플 테피라고 그 메이플 시럽을 졸여서 만든 건데 달고나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후 아브라함 평원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. 그래도 존버가 예, 효과가 있네요. <laughs> 지금 비가 그친 다음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. 풍경이. 타이밍 맞춰서 잘 왔다. 진짜 잘 왔다. 쾌백 여행 최고의 순간이었죠. 와... 지금 한 6시쯤에 여기 왔거든요. 꼭 이 시간 지켜서 여기 한번 와보세요. 그렇게 다음날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진짜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엄청 빨리 느껴지네요 떠나는 제 기분을 아는지 날씨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첫 번째로 가는 곳 원래는 저녁에 가려고 했던 그 미친 돼지 네, 지금 먹으러 갑니다 <laughs> 거기 maple rib이 유명하다 그래서 주문했어요 근데 regular 사이즈 가격이 24.9 캐나다 달러 좀 비싸더라고요 짠. 13,000원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격이 비싼 것 빼고는 어,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고기가 질리지는 않았어요 이 미친돼지 레스토랑에서 신기한 인연이 생깁니다 그 레스토랑에 한국인이 많아요 한국인에게 맛집으로 알려져서 옆 테이블에 한국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내가 말 걸었었나? 하여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 취미가 똑같은 걸 알게 됐어요 야구 보는 거 여기서 잠깐 이날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가 있었어요 4위 LG 대 5위 NC 와이드카드 경기. 캐나다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경기가 있었죠. 저는 LG 광팬이라서 진짜 잠도 안 자고 떨면서 경기를 봤었죠. 경기는 LG가 이겨서 준 플레이오프 갔습니다. 근데 그 여자분이 NC 다이노스 광팬이더라고요. 어... 뭔가 어색했는데 경기 결과 쿨하게 넘기시더라고요. 이분이 은퇴한 NC 선수 한 명을 엄청 좋아했대요. 아마 안 유명해서 모를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한 번에 맞췄습니다. 만학기 선수. 저도 야구는 오래 봐서 잡지식이 많거든요. 맞추자마자 표정이 그거 덕분에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. 제 착각이 아니길 빕니다. 그 이후부터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눴습니다. 도깨비 크리스마스 가게 다시 가서 2층에서 사진도 찍고 시청 앞에 할로윈 기념으로 꾸며놓은 곳 가고 아브라함 병원도 다시 갔죠. 아마 이거 연말쯤에 편집할 것 같은데 연말이요? 진짜 연말쯤에 할 것 같아요 하긴 지금 10월이니까 네 인사 한번 하실래요? <laughs> 이 카메라에 <laughs> 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김씨 예. 5시간 <laughs> 예. 떠들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1시부터 5시간 6시간 떠들었네요 그분이 도깨비문 근처에 좋은 사진 찍는 곳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9시까지 시간 보내다 헤어졌네요 다시 한번 창원 사는 김씨 감사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라 좀 우울했는데 사진도 찍어주시고 덕분에 재밌게 시간을 보냈네요. 그 후 숙소로 돌아와 여행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. 그렇게 퀘벡을 떠나 몬트리올 공항에서 Korea, s a m Correct. Yeah. Good products. Nice. <laughs> Thank you.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. 저 국제선 도착 다시 볼 때의 느낌 잊을 수가 없네요. 도착했네? 아 이거 편집 너무 많이 밀렸는데 <laughs> 어떡하지? 괜찮아. 이제 거의 다 끝났어. 자 다음 영상은 여행 총 정리편입니다. 이번 여행에 관한 모든 거 주변 사람들 Q&A나 기타 이것저것 통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